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늦은 생일입니다 여러분 타이밍을 못 맞춰서 그, 그날 정말 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갖고 그때 음, 여러 사정이 있어서 키지 못했고 이제 드디어 켰습니다 여러분 며칠 지났죠? 지금 26일인가요? 3일 지났습니다 그래도 안 찾아오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래도 브앱은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생일 축 많이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시즈니 분들이 생일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그것도 되게 여러 개 봤어요. 길 가면서 제 사진 걸려 있는 것도 봤고 버스도 봤고 막 뭐 여러 가지 다 봤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laughs> 지금 22번째 생일인 거죠? 지금 21번째인가? 21번째 생일 드디어 제가 20 정확히 22살이 됐습니다. 벌써 그래서 오늘 브이앱 하면서 어, 저희 회사에는 항상 생일 되면 케이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케이크 un, unboxing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샴페인도 있습니다 연진이가 탐내하는 좀 다른데? 잠시만요. 어? 좀 다르다. 샴페, 샴페인이 아닌 것 같으면서 샴페인인 것 같은 모르겠 일단 신기해요. 이거는 나중에 애들이랑 같이 들어가. 자, 아, 케이크입니다. 이게 제가 케이크를 고를 수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녹차 케이크로 골랐습니다. 음. 저는 사실 케이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케이크를 받으면 거의 안 먹고 항상 나중에 시간 돼서 버리는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생크림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이번에 녹차 케이크를 골랐습니다 산딸기 있고 금가루 있네요 마카롱 있고 블루베리 이거 초 불어야 되나요 혹시? 저 혼자? 댓글에 의견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이거를 촛불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에요? 할까요 말까요? 해야 돼요? 네, 오늘 우정 반지 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그냥 먹고 같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같이 보자고 하면 또 해야죠. 삼일 지나서 이거 하려니까 좀 뭔가 어색한데 일단 하나만 불러줄 사람이 없는데 생일 네,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의 없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제 생일 뭐 축하합니다 <laughs> 앞에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 불러줄 것 같은데 5, 6, 7, 아직 무도 안 외쳤어 축하합니다 꼬꼬꼬꼬 세네이세 세네이세 그렇지 근 네, 여러분 부장난한 그 바닥 조심하시고 물바닥. 자. 네. 자. 아,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 같이 야 소원 빌었어? 팬분들이랑 소원은 제가 일단 얘기하면 안 돼. 아 얘기하지 마. 아, 아 얘기하면 안 돼. 너가 아, 진짜 원하는 소원이면 얘기하면 안 돼. 그 하나 둘셋 하고 delay 있으니까 10초 있다 물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아네 예. 아,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랑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v a 에서라도 생일 케이크 불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커팅식 먹을 거야 지금? 먹고 싶어? 이거 아이스크림 케이크야? 아니야 녹차 그냥 어 먹을래? 아니야 스프 가서 먹자 그럴까? 어 아니 조금 형 근데 먹고 싶은 거 너는 너는 한 입 먹어야 돼 봄이야 산딸기하 어, 마카롱. 같은 게 있으니까 으 어! 표정 표정 궁금해 마카롱 <laughs> 녹았어? 아 어? 이거 아이스크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축축해 한, 아, 한 아, 먹어봐요 아이스크림 같은데 그 형 너무 맛있죠? 아니 이게 냉장고에 오래 있었네 아 제가 늦게 받았거든요 이거를 그러네 아야 근데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저, 잠깐만 잠깐만 너 생일 지난 지가 며칠인데 지금 아, 먹어도 되니까 주셨겠지? 형 3일? 사, 사, 3일? 나 아, 월요일날 받기로 돼 있었거든 원래 월요일날 아 이번 주네 응 그럼 오늘이네 오늘 월요일. 월요일이야? 어허 맞네 맞네 맞네 오케이 오케이 괜찮네요 이모스 와인 음. 응. 이모스 괜찮네 오케이 딱형손 씻으라 휴식까지 아야너 게임을 하고 어, 있어? 네그 애들은 앞에서 놀라보고 저는 열심히 브이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는 그냥 조용히 하고 있을게 감사합니다. 늦었, 늦었는데 이렇게 생일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먹고 싶다고요? 어, 아마 이거 저희 회사 <laughs> 카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아닌가? 생일 때만 주는 그건가? 잘 모르겠어 아,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마카롱이 어, 수분을 먹어서 약간 눅눅해진 거? 그런 거 같아 원래 마카롱은 겉바 속촉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겉속 속촉 그러니까 겉 그럼 튀겨야 되겠네 네, 겉촉 속촉 속촉? 미안해 음, 조용히 있는다며 음, 음. 저는 녹차 좋아 녹차 좋아합니다 그 카페 가면 보통은 아를 굉장히 많이 먹지만 카페 가면 그거 있잖아요 frappe, 프라푸치노 프라, frappe, frappe. 뭐 그 어쨌든 그거 약간 얼음이랑 같이 간 거 스무디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녹차 frappe 이런 걸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녹차 좋아합니다 이 케이크 매울 거 매울 거라고요? 아, 하나? 저 하나 한 이유는 그냥 여러 개 불 붙이면 한 번에 끄기 어려울까봐 그냥 하나 했어요 그리고 스물 만으로 스물한 살이니까 하나 꽂은 겁니다 이번에 제가 선물 못 받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번에 제가 생일 선물 안 줘도 된다고 했거든요 모든 애들한테 근데 네 그래서 받은 게 없습니다 그아 재민이가 재민이랑 저랑 이제 룸메가 됐거든요 다시 다시 룸메로 살고 있는데 방에 스피커가 없어요 그래서 재민이가 생일 선물 겸으로 스피커 하나 사줬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끝! 그리고 이거랑 이저 와인 와인인 건가? 와인 받은 거 끝이네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 제가 팩트를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NCT가 몇 명이죠 총 여러분? 23명이죠 그러면 23번의 생일이 있죠 그러면 그 멤버들 생일을 다 챙겨주면 23번이나, 22번이나 챙겨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멤버들끼리 그냥 챙겨주고 싶은 사람은 챙겨주고 아 그냥 아닌 사람은 하지 말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생일 선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되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생일인 사람이 어 나 이거 사줘 이렇게 되면 사주는 건 맞는데 예, 딱히 생일 당사자가 어 나 딱히 필요, 필요한 거 없는데 라고 하면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저희끼리의 결론입니다 23명 <laughs> 생일 아찔하다 <laughs> 올해 제노의 소원은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안, 안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런진이가. 누가 제일 먼저 인사했냐고요? 아, 그거 어떻게 알지? 잠깐만요. 우리 같이 있었죠. 아, 그날 같이 있었어요? 그날 그날도 스케줄이 있어서 아 그래서 못했지만 브이앱을 그날 같이 있어갖고 아마 멤버들이 가장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쿤 형도 연락이 왔었고 도영이 그 형은 그 전에 왔어요 아 전에도 왔고 그 날에도 오고 음. 제노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 혼자 살 뻔했잖아 너가 스스로가 자기 케이크를 <laughs> 아니 정경 <laughs> 형님 딱 얘기해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날 그 밤에 딱 12시가 되는 밤에 스케줄 끝나고 우리가 숙소에 모여서 이제 멤버들이 생일 파티 해준다고 생일 케이크를 사러 간대요 근데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먹자는 얘기가 나와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러 가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 먼저 그게 아니었다 그냥 케이크 사러 간다고 해갖고 그럼 살아갈 사람을 갈갈바보 하자 드림이니까 갈갈바보 해야지 근데 갑자기 저보고 나도 갈갈바위보 하라는 거예요 너도 드림이지 아니냐면서 너도 너가 걸리면 케이크를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두 명이 가기로 했었지 그랬었지 응. 어, 두 아, 명이 가, 두 명이 가기로 했었어요 그 밤이니까 또 그래서 두 명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두 명을 골랐는데 처음에 지성이가 걸렸어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지성이가 가면 분명 하면 더 가야 되니까 하면 더 뽑자 해서 갈갑을 했는데 제가 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갈 뻔했어요 진짜 저랑 지성이랑 가서 네가 먹고 싶은 케이크를 저보고 골, 골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뻔했다가 다행히 해찬이가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변경하자 해서 배달시켜서 <laughs>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변경했었습니다 진짜 웃긴 상황이 될 뻔했죠 설마 진영이 걸릴까? 설마 형이 걸리겠어 했는데 다 걸릴 줄은 몰랐지 아 케이크 초점 맞아서 제가 헤어진 거 그럼 케이크 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도 갈갈보 하면서 저는 아예 나는 설마 안 걸리겠지 내가 왜 걸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걸려도 설마 보내겠어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와 아, 진짜 참 제노 굉장히 디즈니에 살고 있네 그러니까 제가 잠시 착각에 빠져 있었네요 드림이라는 그런 어, 그런 전쟁터 속에서 아 근데 진짜 공감 가는 게 그 학생 시즌이 분들은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진짜 공부하는 거 힘들겠지만 파이팅 다 공부하고 나중 되면 별거 아니에요 <laughs> 영진이 지성이 얼굴 보여줘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브이앱 키기 전에 지성이가 분명 저한테 얘기했거든 나 진짜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출연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말을 하더라고 너 뭐세요? 사실 생일 브이앱은 진짜 그 사람만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그거 팬분들이 그거 기다렸을 텐데 근데 이게 나는 생일 브이앱 하면서 느낀 혼자서 하니까 reaction이 부족한 거. 그래서 약간 혼자. 우리는, 우리는 약간 피처링 느낌이지. 뭐 어. 뒤에서 doubling 넣어. 근데 옛날에 내 생일 브이앱 때다 나왔던 거 알아? 그러네. 형만 그그 그 그러니까. 밑에 핑크 핑크룸에서 아. 그다 나왔어. 난 그냥 브이앱인 줄 알았는데 <laughs> 생일 브이앱. 그 더쇼 끝나고 내가 브이앱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막 들어왔잖아. 음. 아 맞아. 몰래. 음. 음. 그리고 어제 또 티저가 공개됐잖아요. 지금 총 멤버 개인 티저, 그다음에 단체 티저, 그리고 이번에는 보링, 볼링, 아 볼링이래, 보링. 보링. 지루한 티저, 지루한 티저? <laughs> 그러니까 지루한 버전의 티저? 가 나왔었는데 네 여러분 괜찮았나요? 야잘 나왔다 맞아? 나 지금 알았어 뜬거 지금 알았어 어제 어제 나도 나도 새벽에 알았어 모르고 있다 야 근데 여기 진짜 잘 나갔다 맞아 이거 약간 느낌 괜찮은 것 같아 와 boring boring 근데 이번에 약간 그 사진 찍으면서 비하인드가 마크 형이 제 그 사진 찍은 거 보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너 코에 점 있었냐 나도 몰랐어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점이 언제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저도 이 점을 최근에 발견했어요 그 이거 아마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언제부터 이 점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음은 런진인가? 런진 재민 해찬인가? 그럴 아니야 아, 난 마지막이었어. 런진 지성이도 마지막이야? 응? 아 나랑 지성이가 마지막이야. 아 그러면 철러와 해찬 재민 이 오늘 밤 12시에 공개되니까 아, 긴장된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마 잘 찍었을 거예요. 잘 나왔을 거예요. 네, 잘 나왔을 거예요. 푸돌이가 생일 축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푸돌이가요? 푸돌이... 푸돌이? 푸돌이가 뭐였지? 푸돌이가 생일 영... 푸돌이 우와 와 이거 와 네. 옛날에 우리 봉사활동 국네이버에서 봉사활동 갔었을 때 같이 했었던 같이 도와줬던 친구인데 와 생일 축하한다 와 진짜요? 몰랐어요 와와 그건 진짜 몰랐네요 아 토돌이 잘 지내고 있지? <laughs> 생일 축하해서 정말 고맙고 뭐야 너희 생일 축하해서 정말 고맙고 어, 나중에 꼭 갈수 코로나가 좋아지고 갈 수 있을 때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 열심히 어, 재밌게 놀고 재밌게 공부하고 열심히 꿈을 향해서 열심히 하길 바래 <laughs> 나중에 꼭 만나자 안녕 아 진짜 나는 서, 처음에 푸돌이라 그래서 그 해찬이 뭐지? 해찬이 푸 푸돌 몰라 푸두 푸두 푸두 푸도 푸두 두부 푸두 맞나요? 뭐 푸주 푸두 그 해찬이 그 해찬이랑 연관 있는 동물 있지 않나요? 푸두 푸두 푸두 <laughs> 푸들 그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와 네. 음, 음, 음, 부돌이 화이팅 그 친구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푸주는 맛있고 푸드는 동물 푸주가 뭐야? 그 마라탕에 나오는 약간 말린 두부 음. 아 맛있거든 아 요즘 지성이 때문에 마라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laughs> 진짜 지성이 이제 지성이 몸에서 마라 마라탕 <laughs> 마라탕 냄새 날 것 같아. 진짜 많이 먹고 있죠. 진짜 3일 연속 먹은 적이 있어요. 어제도 먹었잖아요. 어제도 아니 먹었고. 지성이가 나보다 더 좋아하니까. 진짜 지금 숙소에서 마라탕 냄새가 진동을 해요. 아 진짜? 응. 국물 냄새가 남아 있으니까 마라탕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저녁은 아직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 다른 게임 방송 그 아시겠지만 후야 방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laughs> 마라탕 최고. 아, 마라탕 맛있긴 한데 아, 저는 매운 거 못 먹겠더라고요 어제 뭐 신라면 정도 매운맛 시켰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아니 그 화끈하게 매운 거랑 음. 좀 고통스럽게 매운 거랑 좀 음, 맞아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아파 어 약간 마라탕. 먹을 때는 안 매운데 어. 후에 막 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청양고추 매운이 아니라 어. 아 그냥 그 막 땀나고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코코코가 아파. 뭐라 해야 되지? 얄쌀하게 배워. 음 알싸. 알싸? 뭐 알싸 마늘치킨 알싸. 알싸하게 매워. 아 이거 알아? 나 알아. 알아? 나그 유해진 아, 어... 유해진 음. 선배님. 아 유해진 선배님? 음. 너무 좋지. 벼락치기 알려줘. 벼락치기요? 하루 종일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할 거를 3일에 3일 안에 한다고 생각하고 어, 잠을 줄이고 하시면 됩니다 쉬워요 다음날 힘들 뿐이죠 아나 절대 못것 같은데 생일 처음으로 축하해준 멤버들은 드림입니다 드림이 다 모여있었기 때문에 그딱 12시에 방귀한 적이 있습니까? 네, 뭐라고요? <laughs> 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데 방송 중에는 없, 없었던 것 같아요. 룸메 박근살 풀어줘 룸메 박근살이요? 그냥 그리고 이때까지 지성이가 혼자 방에 쓴 적이 없잖아요 독방을 써본 적이 없어서 지성이를 독방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들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지성이랑 런진이랑 같이 썼으니까 둘이 독방을 주고 저랑 재민이가 이번엔 같이 쓰는 걸로 약간 타협이죠 이제 다음번에 바꿀 때는 이 반대가 되겠죠 음, 음, 음, 네. 음. 이제 슬슬 다음 게임 방송 하러 가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요 저 21번째 생일 이렇게 많은 분들 응원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근데 그 당일날 정말 브이앱을 키고 싶었는데 정말 그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 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고요 그거를 좀 더 일찍 알려줬어야 되는데 제가 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늦게 한 11시쯤이었을 거예요 11시쯤에 버블로 알려드려서 그 기다렸던 우리 시즈니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그래도 이렇게 오래 지나지 않고 그래도 빨리 다시 올 수 있어서 다행이고 그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브 혼자서 하는 거여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캡사 타임이요? 그러면 이캐처 타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다음 스케줄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전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Yes. 여러분 또 만나요 언젠간 또 드림 단체 브이앱으로 올 것 같아요 언젠가는 네 여러분 안녕